l e t 사랑해요 사랑해요 공항으로 출발 랄라 라오스 기다려봐 음. 너무 더우니 숙소에 도착 라오스 비엔티엔에 미세먼지 하나 없이 깔끔한 라오스 아침입니다 음. 건 먼저 드세요. 코코넛 가루로 만든 거야. 우와. 음. 오, 우 그러니까 그런 모습. 우와. 우와. 이렇게 지는데 뭐야? 아 이렇게 아. 아. 아 저기가 학교구나. 이민 그럼 나 할 때도 영상 찍어줘 알았어 나 찍고 있어? 나 어. song in the making, I'm gonna quit. You poppin' saints got you stuck with the hopelessness. Keep blaming me for your problems, I'm done with it though. So I never let you go, I can't let you do this. You look at me clueless, my dreams are so lucid. Just thinking about you, I lost all my sanity waiting for you. Uh, Give me something that's real. Take all the pain away with all these pills. I'm running in circles, try make my first meal. I'm running in circles, I can't even feel. Uh, That's why I don't even feel. My heart broken pieces got no time to heal. My heart broken. 어제 오늘 이렇게 창문 페인트로 칠하고 여기 학교 밑단 이렇게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이런 모습 너무나 너무 더워 죽겠는 자 그러면은 어, 아이들 두 줄로 세워주세요 두 줄로 줄이 너무 길어요 두줄두줄 두줄. 야왕 야왕 야왕 Devia canana, devia canana. practice 네. 좀 진도 느린 학생들 도와주셔야 돼. 브르르르르르라 브르르르르 없이 형 어, 저거 가서 뿌이 뿌이 부르르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와우 부르르라 부르르라 부르르라 부르르라 이야 멋있네 와우 와우 판타스틱 판타스틱 판타스틱 베이비 annyeong. 안녕 Annyeong. 안녕 Annyeong. Swaddy, 사랑해. annyeong. Swaddy, annyeong. 안녕 안녕. 안녕 Swaddy. 가요 가요 가, 가자 가자 가자 ให้อยู่ดีมีแห้งเจ็บจะได้กันใช้จะนี่ให้อยู่ดีมีแห้งเด้อลูกเด้อเปิดได้แค่ถึงเด้อวิน 짠. เห็นแล้วแดงเป็นแล้วแดงต้องอำนาจการปกครองบ้านเขาดีหลักเป็นผู้เป็นผู้แยงเนาะเอาวันนี้จะขอเชิญเชิญนักปฏิบัติธรรมครับผมหรือว่าท่านจะจัดวันพักจะจัดขอบคุณเนาะเอ่อขึ้นที่ให้เจ้าคณะหัวหน้าสองหัวหน้าเขาไปเออที่จะจัดการที่ 반장님 거기 와이파이 누르시면 뒷번호 뭐예요? 안 나와요. 안드로이드 핸드폰 어 4458 4458 안드로이드 4458 누르시면 돼요. 당연한 기대에서 네 사랑해요 그래서 진짜 7시 50분에 알람 맞췄어 일어나자마자 온 거야? 네 제가 3다 했는데 오. 와 좋아 Thank you.